Hey Terry, you want some? 사랑을 담아서 음. 아, 벌써 불이 그래서 군대 세대 와, 대박이다. 먼저 남았어. fuck, fuck, fuck, fuck, fuck, fuck. I'm joking. Stop, stop, stop. Stop. I'm the brake. Stop. 와 싫어? 아, 바로 먹어야 되는데. 아! 가자! 아, 그것도. 거야 걸어다 먹어야지 아픈 이마고 어디야? 어? 바텀이야 근데 시야가 없어 <laughs> 목표를 포착했다 아 제발 아 살려줘 아 제발 살려줘 궁극기가 준비됐다 아 뭐해 갈게 큐플 어땠어? 네, 그냥.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야! 어? 어, 좋은데. 나이스. 받아봤다. 가야 돼. 이거. 밀 밀어. 눈 컷트 그려요. 빵가 배달 들는데 내가 다 뛰었는데. 내가 다 뛰었어. 대 와, 꼼꼼하다고 귀엽다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오케이 빨리 느껴 해봐